오늘의 이야기는 당수동에 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야 당수동? 당수동 내가 사는 동네인데? 2010년 3월 14일 주인공 최민아 씨는 하필 늦잠을 잤어 그렇게 아침밥도 먹지 못한 채 민아 씨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러 가야만 했지 아침밥 못 먹고 진짜 힘든데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민아 씨가 전날까지 특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야 특별 금식기도? 미나 씨는 늦더라도 뭘 먹지 않으면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바로 편의점을 들어가기로 했어 편의점 앞에 도착한 미나 씨의 눈에는 그날따라 유독 많은 초콜릿과 사탕들이 보였다고 해왜 그랬을까? 초콜릿 3월 14일이라고 했나? 3월 14일 화이트데이? 맞아 바로 그날은 화이트데이였던 거야 미나씨는 서둘러 초콜릿을 하나 구매해서 교회로 그 향해 갔어 주위를 겨우 초콜릿 하나로 버텼단 말이야? 맞아 미나씨는 초콜릿 두 개 까먹을 여유조차 없었던 거지 두 개도 못까먹어 그렇게 교회에 그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미나 씨는 자신이 가져온 초콜릿을 교회의 그 한 의자에 두고 급하게 찬양팀 연습을 하러 갔어 늦지는 않았네 그래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혹시 미나 씨가 초콜릿을 내려놓은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담임 목사님의 딸 유리 씨가 20년 동안 앉아왔던 자리라는 거지 20년? 말도 안 돼. 어떻게 20년 앉아있을 수 있지? 맞아. 바로 유리 씨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앉아왔던 자리였던 거야. 유리 씨가 앉아있었던 그날의 그 의자 사진을 가져왔어. 아 제발 아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 마안봐안봐안 봐. 바로 이게 그 유리 씨가 앉아있던 그 의자의 사진이야 어찌나 오랫동안 앉았는지 솜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 의자는 다 해치게 되었었어 어... 다시 사건의 발단으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자신만 앉아있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초콜릿을 올려놓았던 것을 본 유리 씨는 이것이 바로 화이트데이를 빙자해서 자신에게 누군가 고백했던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 초콜릿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지 어떻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 자 우선 두 손을 모아봐 두 손을? 이렇게 그리고 눈을 감아봐 바로 그렇게 이거 기도하는 거잖아 맞아 기도로 유리 씨는 그 주인을 찾기 시작했던 거야 기도로 유리 씨는 초콜릿의 주인을 찾게 되었고 그 둘은 아름다운 커플이 되었어 다행이네 잘 됐네 그래도 그런데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 그들이 사귄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미나 씨는 유리 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돼요 에이 아니지 에이 이건 미나 씨가 그날 받은 실제 문자 내용이야. 아니 기도로 만났다며 결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은 미나 씨도 그 이별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 이별 통보를 받은 미나 씨를 제외한 주변 인물 모두가 유리 씨가 이별 통보를 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미나 씨가 뭔 잘못을 했길래 사실 이건 미나 씨의 잘못이라기보단 미나 씨의 콤플렉스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해 미나 씨의 콤플렉스? 그 콤플렉스는 미나 씨가 모태솔로였다는 거야 모태솔로였던 미나 씨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저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던 거야 어. 오빠 어떡해 나 이번 성경 완전 망했어 그러게 내가 너 시험 때 친구들이랑 놀러가는 거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 공부 좀 도와줘 그랬어 진짜 오빠 나 좀 봐봐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않아? 음 그러게 많이 찌긴 했네 너 그러니까 마라탕 좀 그만 먹으라고 했잖아 맨날 그렇게 마라탕만 먹고 닭가슴살은 또 안 먹으니까 그렇게 되지 살 빼려면 닭가슴살 이런 거좀 먹으라니까 주여... 아... 그렇게 모태솔로로 27년 동안 살아왔다 보니까 단 한 번도 미나 씨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알 수가 없었던 거야 미나 씨는 절망에 빠졌어 그렇게 슬픔에 젖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를 한 사람이 한 손에 어떤 책을 쥔채 우두커니 미나 씨 앞에 서 있는 거야 분주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비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었고 배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을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배역을 말하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나 씨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저 꿈처럼만 느껴졌어 미나 씨가 혼란스러운 그때 크고 둔탁한 무언가가 미나 씨의 뒤통수를 쳤어 그 순간 미나 씨는 정신을 잃고 만 거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집이었어 문득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곤 다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 결단했지 그러면 어떤 노력이라도 시도해 본 걸까? 그때 이후로 미나 씨는 배려하는 말하기를 연습했다고 해 그 미나 씨가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 혹시 누군지 알아? 강수동 사도마을 최미나?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 솔로 아니었어?